감정 감정 기쁘다 기쁘다 즐겁다 즐겁다 반갑다 반갑다 슬프다 슬프다 화나다 화나다 놀라다 놀라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긴장하다 긴장하다 초조하다 초조하다. 무섭다. 무섭다. 두렵다. 두렵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따분하다 지겹다 지겹다 귀찮다 귀찮다 지치다 지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개운하다 개운하다 상쾌하다 상쾌하다 뿌듯하다 뿌듯하다 그립다 그립다 외롭다 외롭다 괴롭다 괴롭다 우울하다 우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허전하다 허전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짜증나다 설레다 설레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쑥스럽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당황하다 당황하다 황당하다 황당하다 헷갈리다 헷갈리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쉽다 아쉽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뻘쭘하다 뻘쭘하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감동하다 감동하다 신나다 신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